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탬프를 찍어서 만들 수 있는 카드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제품은 눈꽃 모양의 스탬프 세트인데요 어, 이 눈꽃 모양의 스탬프와 잉크가 두 개 포함되어 있는 제품으로 플라잉 타이거에서 3,000원을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이 스탬프를 사용해서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